저 수업을 듣습니다. 저는 커피를 타서 여기 있습니다. 어. 간다리. 사랑이 되로 네로 네 우리 가고 있다 우리 가고 있다 어이 아이 어머머머머 어머머머 뭐 이상 희한하게 다가온다 오늘 빨래도 하고 이것저것 하려고 했는데 너무 늦게 퇴근해버림 빨래는 내일 일찍 일어나 보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운동을 가야 돼요 갔다 오면 11시 바로 자면은 1시, 2시 이불빨래 하려고 일찍 일어났어 아, 3분만. 시간입니다. 아니 빨래 내가 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왜 올리지? 하루 일찍 일어났다고 또 시작됐어. 다시 회사에 가보겠습니다. 라벤하고 아, 왔습니다. hành đấy 점심시간인데 빨래를 하러 왔습니다. 이거 안 됩니다. 드시는 거거든요. 꽃말이라고 네, 쓰면 네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얼굴도 나오고 어, 네. <laughs> 저는 그럼 카리나로 데려가겠습니다. 이렇게 가져가고 게요 자, 도착 완. 음, 빨래를 하려고 다녀왔기 때문에 바로 우리 친구가 세탁 티슈를 사줘서 빨래가 많으니까 무슨 넣고 아, 아 양말 안 넣었다 아, 진짜 양말 같이 넣고 빨려고 그는데 저는 오늘 소주 사고 어, 운동하고 소주 사고 이그건 모델 깔맞춤고 있습니다 그동안 빨래요 돼있거라어 빨래 진짜 미쳤어 Мгм. 떨어졌나? 오늘은 머리를 하는 날이라 안 감고 갈 겁니다. My d e p e is so strong, so strong. wonder what's gonna come of me. 정답 저는 옥수수 좋아합니다 추울 때문에 조합했습니다. 보스까 嗯哼。 거예요? 입게 나오고 싶지 않아서 제대로네요 근데 근데 이게 제가 자, 간을 안 봐가지고 짜도 참아주세요 아네 음 평소에 좀 짜게 드십니까? 짜 맛있는데? 네 저는 왜 이게 분리가 안 될까요? 다시 올려야겠다 이거 분리가 돼서 다시 도전해 보겠습니다 오면 안돼 이게 맞아 뭐까 이거? 응. 소스는 맛있어. 소스를 많이 찍는 게 나을까? <laughs> 딱딱해? 음. 가루 같아? 음. 반죽이 他定。 Is it for you? Oh, yeah. It must be tough to keep your hands off him, huh? <laughs> yeah, but I'm pretty sure he's gay. 근데 응. 나 아, 헬스장 가서 해 요즘에? 어잘 먹겠습니다 그런 거 같아 너는 강남역에서 만나면 그 학원 뒤편이나 가볼까 이랬거든 학원 못판는거 뭐 먹을까? 거야.